2 0년 9월 3일 흉가여행 48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파로미 여러분들 원래 이전에 여기 BJ 분유에 두 분이 왔다 가시는데 여기에서 뭐가 지나갔다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뭐가 지나갔다고 그랬는데 뭐가 지나갔다고 그랬는데 뭐가 지나갔다고 그랬는데 누구야? 누구야? 나와. 나와. 가까이 있다. 누구세요? 누구세요?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 응? 아 누구 있어요 여러분들 저기 잠깐만요 저 분명히 뭐 봤어요 저기서 끄먹고 올라온 거 봤죠 여러분들 잠깐만요 잠깐만 저 안에 뭐 있어요 하지마 어? 아저 누구야 두 분이 계시죠 지금 지금 두 분이 계시죠 어? 어디 계세요? 지금 두 분이 계시죠? 아 장소 옮겨야 되나? 누구세요? 누구세요? 미치겠다 진짜 나. 어? 어? 어? 어? 아,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어?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제가 갈게요. 화내지 마세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갈게요. 화내지 마세요. 진짜 존나 세근데 이거 여러분들 참고로 여기 지금 2층에 올라가기도 전입니다 저도 얘기를 분명히 들었어요 1층에서도 어떤 모습이 있었지만 2층에서 어떤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뭐야? 울어요? 여성 혹시 여성분이십니까? 혹시 지금 울고 계시나요? 예? 와 홀릴 것 같은데 나 얘들아 여러분들 일단은 일, 2층 가볼게요 항상 그랬듯이 어 일단 은 2층도 가볼게요 일단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답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2층도 안 가보고 지금 1층에서 난리인데 1층 그냥 무시하고 일단은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따라올 것 같은데 이따 2층도 가봐야 되겠죠 안 가볼 수는 없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답을 내려야 될 것 같아 깜짝이야, 씨. 아, 씨발. 방금 누가 막 나 쳐다본 줄 알았어. 여기는 유상한 기우님이 BJ 까오님한테 제보를 주셔가지고 제가 여기를 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가서 절차도 좀 눌러주시고 추천도 좀 눌러주세요 추천 한번 눌러주고 나도 对啊。 저 잠깐만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아.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음. 음. 嗯。 Hmm. 어? 하지 마세요 어? 누구세요? 누구신데요? 하지 마세요. 저나갈게 그냥 아니 잠깐만요. 누구신데요 거기? 누구 계세요? 저, 저, 저 그냥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아,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무슨 뭐 때문에 이렇게 우세요? 에? 예, 관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얘기 들어드릴게요. 예, 예, 예. 제, 예, 예, 예. 제가 예, 그만 오세요. 예? Mm-hmm. 응. 아, 어? 아, 잠깐만요.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Oh, 얘기 안 해주실 거죠? 얘기 안 하실 거죠? 얘기 안 하실 거죠? 어? 어? 얘기 안 하실 거죠? 얘기 안 하실 거면 저 그냥 Perdona, Tartar!